선우의 영상이기 일단 오늘은 팬미팅이 끝나고 난 직후의 영상이기입니다 일단 오늘 팬미팅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했던 하루였다 뭔가 마지막에 너무 <laughs> 울음이 안, 안 멈춰서 그 임팩트가 아직까지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팬미팅 열심히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. 일단 오늘 영상 일기를 찍을 때 말해야 되는 포인트는 오늘 이 첫 팬미팅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는 걸 말하고 싶다. 이거는 앞으로 내 인생에서도 그렇고 진짜 팬분들의 소중함도 알기 알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확실히 팬분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도 알게 됐고 무대를 할 때에도 조금 더 에너지가 있게 됐고 그냥 그랬던 것 같다 오늘은 그런 걸 되게 뼈저리게 깨달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엔진분들도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게 원래 내일도 제가 내가 MC로 좀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이렇게 하면서 좀 하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 아쉽게 내일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팬미팅을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정말 힘든 거였는데 이렇게라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오늘 사실 엔진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아예 못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미련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내일도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내일도 무대할 때 정말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뭔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내일 무대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고쳐서 더 완벽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. 사실 오늘 마지막 때 편지 읽을 때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? 좀 뭔가 너무 막 나만 울고 좀 살짝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주체가 아닌가 <laughs>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나는 진짜 내 진심이었고 사실 비하인드지만 오늘 끝나고 나서도 너무 진정이 안 돼서 계속 울었다. 나는 한 번 울면 잘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내 문제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뭔가 오늘따라 편지 읽을 때도 그렇고 나와서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자꾸 울음이 나와가지고 좀 울음을 참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. 오늘 영상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였고요. 잊지 못한 하루였습니다. 엔진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누구보다도 정말 저희를 많이 신경 써주시고 사랑해주시는데 일단 내일 못 만나게 돼서 정말 아쉽지만 앞으로 더 많이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요.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내일 온라인 때 봬요 안녕